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가을 향수 추천하기입니다 자 이제 날씨도 점점 선선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향수를 쓰고 계시나요? 혹시나 향수, 가을 향수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제 추천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향수 조말론 Earl Grey and Cucumber입니다. 처음 저는 이걸 맡았을 때 오이향이랑 물향이랑 홍차향이 셋이 같이 났어요. 그래서 좀 차가운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홍차에다가 밑에 우유랑 꿀을 이제 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를 만약에 타서 시간이 지나면 아래 우유랑 꿀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시면 위에는 이제 차갑고 어, 좀물 기운이 있는 홍차 그리고 점점 우유랑 꿀이 이제 섞인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마시면 그런 느낌이 든 이제 향수예요 그리고 6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게 홍차 향은 좀 많이 사라지고 꿀 향이랑 머스크 향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발향이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겨울 향수보다 가을 향수에 어울리는 이유는 앞에 그 좀 오이랑 물향이 이제 도드라지면서 나오는 시원함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을 향수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향수 딥티크의 탐다오 향수입니다. 어, 이 향수도 첫 향은 좀 저한테 되게 차갑게 다가왔었는데요. 처음에는 강하고 spicy한 나무향이 확 올라와요. 근데 우리 마른 장작 있잖아요. 마른 장작에 물기를 좀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고 그게 이제 점점 마르면서 나는 그 나무향 있잖아요. 그런 나무 그런 나무향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무에서 단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 냄새가 좀 올라오면서 그 향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그 우디함과 따뜻한 달달함이 섞이면 정말 이 가을에 좋은 한그루의 나무 같은 그런 느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향수, 뚝달의 디엘입니다. 저는 이 향수를 이제 홍차 향수로 처음에 추천을 받았는데 저는 이 향수는 컨디션에 따라 좀 달랐어요. 여름에 처음 맡았는데 꽃향기랑 가죽향이 좀 따로 도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리롯데를 사러 갔었는데 직원분께서 뒤에, 그러니까 뒤에를 맡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맡아봤는데 그땐 가을이었가지고 너무 홍차향이 도드라지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차가워서 따뜻한 그 미묘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드릴지는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죽 자켓을 입고 홍차를 마시는데 홍차를 이제 다 마시고 내려놔서 나의 가죽향이 좀 올라왔어요. 근데 다 마셨으니까 어떡해요? 손을 씻어야겠죠. 그럼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비누 향이 살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는 향수였어요. 근데 가끔 컨디션에 따라 이게 참 변화무쌍한 게 비누 냄새가 안 나는 날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홍차의 그 따뜻함 그리고 가죽의 그 무거운 느낌 그리고 비누의 산뜻함이 이제 어우러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라고 가을 향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향수 르라보의 떼누아입니다. 한간에는 홍차 향수라고 하시는데 저는 홍차 향수보다는 무화과랑 타바코 의 조화가 좀 더 도드라졌었거든요. 달달하면서 따뜻한 느낌까지 주더라고요. 가을이 더울 때도 있고 선선하거나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을 아우러줄 수 있는 그런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tobacco 그런 뒷향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다가왔었어요. 이것도 가을에 쓰시기 굉장히 좋은 향수라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향수는요. House of Oud의 The Time이라는 향수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미국에서 홍차향으로 느껴서 이제 사온 향수긴 한데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는 가을이나 아주 마른 날 이게 홍차향으로 느껴지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힐링이 되는 그런 차향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안 하니까 좀 시향해보기 어려우실 텐데 해외 보면 샘플, 그러니까 덜어서 파는 그런 곳에서 한번 시켜보셔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7mm도 있거든요. 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향수를 너무 <laughs> 좋아해서 크기별로 이제 구매를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도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홍차라는 게 가향 홍차가 있고 찻잎의 그 매력을 살린 홍차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향 홍차랑 자연스러운 홍차 그 중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내주고 거기에 꽃까지 곁들여서 그러니까 나 혼자 맡기 힐링하기도 좋고 주변에 이 향수 싫다고 하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향수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린 다섯 가지 향수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가을 향수 하면 어떤 향수들이 생각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홍차, 뭐 차, 그리고 우디 이런 쪽이 생각나나 봐요. 그리고 약간 달달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향수를 쓰시고 어떤 향수를 쓰실 생각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한번 의견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랬고요. 너무 흔한 향수들만 추천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향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향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